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아이가 안녕. 열좀 올려. 못맞지롱 맞지롱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신가? 아빠를 어쩌면 내 이름을 새기고 있어 안녕하신가? 아이가 안녕하신가? 아이가 안녕하신가? 맞췄지롱 못 맞췄지롱 안녕! 이가 완벽하게 계획해! 안녕! 열이 머리 끝까지 솟는구만! 아이가! 못 맞췄지로! 맞췄지로! 맞췄지로! 맞췄지로! 못 맞췄지롱! 못 맞췄지롱! 안녕! 아이가! 안녕! 아이가! 연이 머리 끝까지 솟는구만! 안녕! 가. 못 맞췄지로. 못 맞췄지로. 못 맞췄지로. 못 맞췄지로. 못 맞췄지로. 못 맞췄지로. 못 맞췄지로. 못 맞췄지로.